Hi. Hi. No.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뒤에. 어딘데 아, 지금? 집이죠. 아, 집에. 아, 어딘데 집에? 안산, 인천, 대천, 대구? 시흥. 시흥? 아, 먹었어 아, 알았어. 음. 어디 사람이에요? 아, 인도네시아. 네, 한국 국기. 아, uh, because I like Korea. 아, 와. 한국말 그리고 한국말 공부해. 아, 한국이에요? No. 한국 아니에요? 음,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도 거기 인도네시아예요? 음, 인도네시아. 와, 대박이다. 어. 시西시西시西시西亨亨시西亨응 음, 알았어. 음, 직업, 아. 직업이 뭐예요? 학생. 학생. 음.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네. 진짜로? 몇 살이야? 16. 16. 아, 중학생. 오케이, 알았어. 음. 이름이 뭐예요? 김세린 세린 한글 해 한글 문자 해 김세린 예 아, 한글 I I can read 한글 어 김세린 와 진짜 많이 예쁜데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뭐 해요 지금 씻으려고요 음. 잤어? 잤어? 네, 조금. 조금. <laughs> 나도 조금. 머리카락 길어. 맞아요. 일어, 일어나봐. I, I want to see your hair. Wow. Hair? 와우. 별로 안 긴데? 진짜 많이 이쁜데? 그런 거 다른,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이 왜 있어요? 아, 너, 만 어, 아, 한국 여자는 많이 예쁜데. 아하. 감사합니다. 음, 아, 남친 있어? 없죠. 아, 왜? 왜 그래? 못생겨서. <laughs> 아, 당신 예쁜데, 진짜. 많이 예쁜데. 감사합니다. 나, 남자는 사랑하고 싶은데. 음, 저는 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음. 오케이, bye bye. Nice to meet you. Yes. 잘 사요. Yes, I'm Korea. See, I'm good. You are not Korean. I So? bet. Where? Can do Dutch expression? Yes, yapıştı. Uh, has to Ireland man? What? Has to Ireland man? Yes. What? Has to Ireland man? Speak English. Ah, you can you can speak uh Chinese. Talk in English. Ah, okay, English. Okay. Uh, uh, ah, where you from? By the way. Wow, you look so. I'm pretty. from come here. Do you know about uh, any news in Iran? Uh, I don't know. Iran about Saddam Hussein? <laughs> yes. Iran, Iran? <laughs> no. No, what's up? Iran Do you like BTS? Like war? No, I, I, I, I don't like BTS, but I cannot. But I can speak Korean. Oh. You can speak Korean? Really?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한국말 A 잘하시네. little. 아, 괜찮아. 한국말 얘기해. I can speak Korean better than my English. Mm, but I cannot. I think I cannot. Who's uh, beside of you? So you don't like BTS? Hey, beside of you. Why? Why you don't? Good. Beside said of you. Uh, sister, your sister? Uh, what, what? Your sister, beside of you? Uh, no, she's my friend, no. Ah, just my friend. friend. Hi. Well, I cannot see uh, yes. your friend. Hi, hi. Mm. <laughs> she don't like to ah. show her face. Uh, I have YouTube channel. channel? I have YouTube channel. My channel it My YouTube channel. Ah, okay. Write it, write it. Uh, my YouTube channel about Korean languages. Can you subscribe my channel? Ah, you teach Korean? Huh? No. You i teach Korean? Ah, uh, yes. Teach Korean. Mm. Mm. I, I... So, you're famous or no? No, I'm not famous, just small YouTuber. Ah, okay. You get hurt. Okay, good you luck. Get, you get hurt. Mm. Subscribe. Ah, subscribe. Okay, I subscribe. Okay. okay, okay. Thank you. Bye bye. Hi. Hi. Hi.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아, good. Thank you. Ah, ah. Can you teach me about Korean languages? What? Uh, can you teach me uh, 한국어? 한국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굿! 굿, very good. 박수. 또 무슨 한국어 할 줄 아세요? 한국말 좀 할 수 있어요. 오, 잘하는데. 아, 어딘데 지금? 지금 어디냐고? 아, 그래. 어디냐고요? 집이다. 집이 어딘데? <laughs> 한국이다. House, house. 한국말 My house. 한국 specific, specific. 한국! Ceko. Nanggup ah! Audi Soyo, Ansan, Incheon, Busan, Daejeon, Suwon, Pyeongtaek. Do you know Yangchan? Yangsan? Yangchan. Yang Yongchan? Yes. Podo, Podo. Grab. What? Grab City? Podo, Podo. Podo. Podo City? Ah. What, what, why, the, what, Yongchon Photo City? Uh, because... Grab 영천. 아 포도. 오 아. 어, 굿. 한, 한 박스 만 원. 어 굿. 오 굿. 맛있어. 제일 맛있어. 영, 영, 맛있어. 음, 와 진짜 먹고 싶은데 영천. 와보세요 영천. 영천. 대구 영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국 가봤어요. 어, 한국 온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영천, 영천 가와서. 이 사람. 야나레. 이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My my s i s 아, y o 동생. Yes, my sister. 오케이. 아, 영천 어디인데? 한국 어, 나 이쁘지 않아요? 한국 녹천? Am I pretty? 아, you 많이 이쁜데. Ipa? Ah, Ipa. Thank you. Irami, mosam nika. You too. You handsome. So ah, handsome. Thank you. Irami, mo ya? What? Iram, Iram. What's your name? Ah, my Iram. Ah, uh, that's secret. Why secret? My private. My private. <laughs> okay. So, oh, no problem. 상관없어. No, no, my privacy. 영천 어딘데? 한국 녹천? 아, uh, where are you from? 녹천동 어딘데? 녹천동? 아, 나 영천이라 했잖아.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아, 인도네시아? 음. good. 요동생, 아, 동생 예쁜데? 요동생. 뭐? 요동생 예쁜데? 요동생 이쁘냐? 아, 귀여워, 귀여워. h e 귀엽지? 아. 너도 인사해줘. 나 예쁘지? My sister 아, too. 그래, 많이 예쁜데. 오, 어, 어, 나 완전 예쁘지, 맞지? 아, 아 몇 살이야? 어, 나 뷰티풀이야. 아, 11살, 11살, 11. 제일 예쁜데, 제일 예뻐. I, I go to uh, middle school, 중학생. 음, 고, 어, 초등학교? 어, 시스터들은 이제 초등학교, 아. I'm 중학생, middle school. 만나서 반가워요. Me too. Ah, Iromi, bahasa Amerika. Oh, you teach me Indonesia. Yes, I can teach you. Uh, Oke, okay. annyeong bahaya Indonesia lo. Selamat malam. Selamat malam. Ah, keren. Oh, good, thank you. Indonesia kagak sih pun deh. Yes. Kasih kalle. Oh, good. Ah, Namcin itu? Kugyo dia. Namcin itu, Namcin. 아 no no. 남친 알아냐? 남친? No boyfriend? 아, 그래. No no. 왜? <laughs> 당신 I don't have boyfriend. 당신만이 예쁜데 왜 남친 없었어? 이빠? 이뻐. Pretty? 아, pretty. Good. 아, you look so. 원래 한국 사람들 pretty. 아, 그래. 아, 많이 예쁜데. Thank you. 아, like angel. What? angel. Enjoy? angel. <laughs> 뭐라 카노? pretty, pretty. 아, 한국. 아 인도네시아어? 음. 아, 오늘 어디 갔다 어, 왔어? do you know this one? What's that? 핫팩. Huh? Do you know this? I don't know. What's that? Uh, it's very hot. Also cold. 가방? 겨울에 춥잖아. 아. 그래서 이거 이거 따뜻한 거거든. Very 어, hot. 따가워? 따가워? 어 이게 어 손난로 같은 거. 아, 따워, 따워. 인도네시아 hot? No. 아, 아, 추워. 여기는 snowing. 아. 언제 I made snowman yesterday. 아, yesterday snow? Now? 그거. Yes. 아, 그러면은 넌 사람 만들었어. Yes, I made snowman very well. 아, 사진 있어 줘봐. 뭐? 사진 있어? 사진 있는데 못 보여주지. 아, 그래. 아, 내 전화기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 아 어, 저라 해. 예. 다른 다른 아 핸드폰 있어? 근데 태이 방향 이거 맞음? 맞아. 아, 진짜 아 다른 이거네. 휴대폰 없어.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집에 몇 명 있어요? 집에 사람 많아요. 마이 어 커즌. 와. 시 마이 커즌. 아. And 저 아까 전에 나왔던 애는 my my s i s t 아, 여동생. 아, 예, she my sister and she c s my cousin. Cousin?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Cousin, cousin, s i s t e r cousin sister. 아. Yes, how old are you? 다, 다 요새? How old are you? 아, 내가 몇 살이라고 너 생각해. Oh, your your age. 아. are you? No, no, Mia I'm 16. Uh, I am 20. Semulsa. What? Semulsa. Are you 20? Ah. Yes, Semulsal. Okay. Oh, mm. Mm. Could you you go to universe? Huh? Okay, nasa. I go to middle school. I'm I'm. middle school. 언제? 곧, 곧 그레, 그레듀에이트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보토 주세요. 포토? 보토, 보토. 그랩? 그랩? 보토. What, what 포토? 보토, 보토. 보트! 보트? 보트. 야, 문 닫아. 보토. 사진? 보토. 사진? Wait, wait. 아, 포도 달라고, 포도. 아, 한 박스 주세요. 포도 없어. 지금 아, 없어, 추워서 지금? 포도 안 아, 나와. 겨울 안 나와. 그래? Yes. 어, 여름 여름 나와. Yes, yes. 인도네시아 what what favorite fruit? 아, mango, mango favorite fruit. 아, mango give me. 아, 아, thank you. I give you four grape, 아. you give me mango. 아, give I and take. Take back 보내? Take back, take back. 아, give and take. 아, 아, 내일. No, you know. 음. 알았어, 알았어. I like mango. Ah, you like mango? Yes. Why? 아, 한국 very expensive. Why 내가 한국말 알아요? 네? 왜 내가 한국말 알아요? 왜? 한국 왜왜 하는데요? 한국 가봤어요. 오! 한국 7년 동안 7년 동안 한국 일했어요. 우와, 무슨 일 했는데요? 아, 철판 잘랐어요. 철판 그리고 아 초밥집? 철판 토르반? 철판, 철판. 절반. 돈 많이 줘요, 돈. 어, 돈 많이 벌었어. 어, 아, 오, 집에, 얼마나? 얼마 많이 벌었대? 집에 가면은 부자 되는데. 오, 부자? 부자? 응. 음. 나도, 나도 일이나 해야 되겠다. <laughs> 무슨 일 해? 돈 많이 버는 일. 아, 일하지 마. 아, 아, I wanna be doctor. Doctor is so, so rich. Doctor? 닥터 의사. 아, 주사? 주사? Yes, yes. Very good, very good. Good. 음. What's your job 인도네시아에서? I'm YouTuber. YouTuber? 아, 그래. Oh, so good. You, you so good. 아. 한국 좋아하네? 아, 한국 좋아해. 오, 고마워요. 다음면 한국 가고 싶은데. 오세요, 한국.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오시면 안 되고요. 아. 아, Hard. 다음에 놀러 같이 갈래? 어, 여기 영하 영하 10, 15도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Yeah, so cold. 아 진짜로? 마이너스 50? Yeah. Yes. 아, 줘봐, 줘봐. 아, 뭐야? 아, What? 아, 마이너스 50. 아, 줘봐. 마이, 마이너스 50. 물어달래. I, I can, 물어보... I can see. 마이너스, 이거. What word? What word can see? I, I don't know. I cannot say uh, 한국말. 무슨 아, 한... 무슨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잘 모르겠어. weather weather 날씨가 매우 아 춥다. weather weather weather 아 weather. Yes. 음. I I learn English, so I speak English. 아 오케이 오케이 와아 영어 잘해? 영어 잘하지 않아요? 와 진짜 잘해? So good. 아 어디 어디 영어 배웠어요? 아 school에서 영어 배우지. 아. You can 노래? 노래? 아, no. 한국 노래. Oh, I don't like sing. 아, you don't like sing? Yes. 싫어? 싫어. 재미없어? 이 노래 좀 불러봐 현지야. 아, 배치영, 배치영, 배치영. I gave you my heart. 백지영 노래. 버비 버비 버비 버비 버비 버비 버비 버비 버비 버비 이 코리아 song, do you know Tiara? 백지영. 어, 백지영, 굿. 총 맞은 것처럼. 정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나는 꿈이 있어요. 아, 사랑하네, 사랑하네. 해봐. 굿! 해봐. 사랑하네. 잘하네. 사랑 안 해? 잘하네? 사, 랑하네 아, where, where singer? 누구야? 아, 백지영. 사랑 안 해. 굿! You're 백지영 f you? 아, 아, I'm fan, 백지영 fans. 오케이, 오케이. 아, 백지영 재밌어. Good. 10시 넘었다. 할배 받아. 누구세요? 알았다. 오케이. Okay. My grandmother, my grandma. 아, 맞아. 안녕하세요. 아, 쉬고 음, 네, 지금 몇 시? 지금?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there what time? 아, 8시 어, 2분 AM? 아, PM. 아, 어, here 아, PM 10:22. 시간 2시간. 아, 어, 2시간 차이구나. 아. 음. 음. 아, 10시 한국에서 10시. 내가 알아. 옛날에 한국 가봤어. 음, <laughs> 한국 가봤어. 가서 영천, 아, 처음에 와서, 아, 영천. 영천 왔어? 응. 어. 거짓말, 영천? 아, 제, 진짜로. 어. 경상북도 영천, 대구, 아. 대구 옆에? 아, 영천, 한국 녹천 알아? 녹천동. 녹천동. 아, 알아? 가까워? 집에? 아, no, I, I live 영천. 아, 나또 영천. 아. 영천, 그레이프, 그레이프, 아, 영천. 아, 그레이프, 그레이프, 그레이프 시티. 아. 유 거기 거기 왔, 여 뭐, 영천 왔다고? 아, 질, 질월, 질, 어, 질월 살았어요. 영천에서? 음. 영천에 뭐 있는데요? 아, 이랬어요. 영천, I live in 영천. Yes, I know. 와우, 이유, 이유, 왜 영천 왔어요? 아, 일해. 영천에서? 음. 영천에서 뭔 일을 하지? 아까 말했잖아. 아, 아, 까 말했잖아. 그래, 맞아. 아, 철판. 어. 아니, 아니. 아, 영천에 섬유 공장. 아, 영천에서? 음. 야, 영천에 여긴데? I live in 영천. 아, 여기. 너 알아? 럭천, 럭천동? 어, 한국? 아니, 유, 넉천에서 일한 거야? 영천에서 영, 일한 거야? 영천 똑같대. 다카워. 아, 너무 d i f f e r 아, d i f 영천은 넉천 d i f 아, 영천, 영천, 영천. 영천 look like 어, 아, 아, 잘 모르겠어 한국말은. <laughs> Sorry. 어, 그 아, 예, 영천 네. 아, 보도 보도 보도 많아. 영천 어, 영천에 왔다는 거야. 녹촌에 왔다는 바, 거야. 바깥에 보도 많아. 아, 재밌어, 음, 맛있어. Oh, 한 so 박스, delicious. 한 박스 만 원, uh, Do you like 만 원. grape or mango? 아, mango? Mango and grape. What do you like? Uh, I like uh, Bordeaux. Uh, Bordeaux. Mango, uh, Bordeaux. Uh, Indonesia bisa. 아 비싸요? 아 마, 망고 안 비싸 코리아 망고 so expensive 그래 맞아 그러면은 다 커주세요 바꾸자. 아, change. 오케이 바꿔 change. 굿. 아, 인도네시아 보내 발리 보내. 아 어, 택배비 비싸. 택배비 so 아, expensive. 아 괜찮아 안 비싸. 4만 원 5만 원? Oh shit, very expensive. 아 선물 줘 한국 선물. 선물? 김치. 어, do you know 김치? 비빔밥? 아, 그, 아 I know. 아, 맛있어, 김치. 고기. 음. Do you like 김치? 아. Tul Aro, oh, Tul, Tul, Tul, Tul, Aro, Tul. What? What? Uh, like uh, teddy bear. Uh, wait, wait, wait. What's it? Uh, King Sang to sale. What? King Sang. Uh, 뭐라고? Insam, insam, insam. 아, 인삼. What? 인삼 why? King Sang? 한국말 뭐야? 인삼? 긴 What? What is that? ginseng 뭐고요? 진산? What? ginseng, 진짜. ginseng. 아 무슨 얘기해? 아잘 모르겠어. 아 인삼? 인삼? 인삼? 진짜? 인천? 인삼. 아 뭐요? 아, 인삼. 아 인삼. 아 인삼. 헬스 인삼? 인삼 is ginseng. 아 약, 약. 아, good for health. 아. So, So, oh, so. sto, sto, domat. A? Domat. Oh, okay, okay. Do you like insam? Mm, I like insam. Insam so expensive. Uh, expensive? All my. Uh, yeah. Sip mana? Oh, up, up. Ah, Xinjiang. So expensive. Ah. 뭐가? n 10만 원. So expensive, okay? <laughs> small size 괜찮아. small size. 찾기 힘들어, 인삼. 아, 인스타그램 있어? 인스타그램? Do you know 홍삼? 아? 아, 홍삼, 아. 굿, 홍삼. 인삼보다 아. 더 좋아. 아, 홍삼, 아, 좋아. 그러면은. 예, 홍삼 굿. 딱배 주세요. 우리 그 그또 넘기다가 만나요. Ah, wait. Uh, I will. Here, I now goodbye. I give you two soul. Oh, I I know dress. I I Hey, don't have. Instagram 있어? Instagram? No, no. 아 인스타그램 안 해. Ah, you you have